be fool, wanna be cool, wanna be love 너와의 s a m love Baby I want it <laughs>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 보니 좋아요가 뱉나 너무 예뻐 넌 느낌이 좀나 미래도 터져 이제 내게 줘봐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도망가지마 exaggerated 미쳤어 baby 그게 너의 맘을 조여버릴 거야 dirty clothes 네가 바로 등골 break it Everybody say la la la la la Say la la la la la 소리 들어 소리 질러 burn it up 불타오르네 got no 또다시 는 놓지 않을 테니까 그때 기억해 나의 10대의 마지막을 함께 불태웠던 너 그래 한치 앞도 빼지 않던 그때 울고 웃고 너 함께였어 그 순간조차 이제는 추억으로 Hello mom Hey mom 갈 거야 yeah, yeah. 꽉 잡아낼 때 to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get a god